갈 수는 있긴 한데 아 얘는 뭐 아, 광호 들고 왔어야 되는데 아그 막았지 그래서 이제 옆으로 갈 필요 없이 여기서 내려가시면 돼요 队友军。 아이템마를 준비를 안 해갖고 어? 가물가물해서 어? 아 여기네 뭐한거야 그러니까 이제 저기 이제 여기서 관통해서 여기 꺾어서 계속 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미운 아 이거 여기가 많네 좀 길거든요 근데 그 직진으로 계속 나가면 돼요 아 오벨리스크 올라가는데도 한참인데 비전 투구였구나 음, 그래. 오늘 차크라 드롭을 사야 될지 사야 될 것 같기도 하고 크라 드롭 살려고 했는데 여기는 레드라이더라서 약간 가야겠다 아 미쳐 팔짝 뛰겠네 이거 아 이거 뭐, 마나 가 없으면 좀 곤란한데 난뭐 그냥 대충 뛰어올게요 네. 레드라이더 뭐 지금 하면 안 될까 하하 그래서 일단은 오벨리스크로 일단 올라가는 경로만 집중할게요 네. 일단 그 오벨리스크 안에는 메인 터미널이 없었고 저기에 등록을 해 두셔야 될거요 저기에 먼저 나오셔서 기록을 해둬야 되고 저기 있는 건 간이 터미널인데 뭐 바로바로 바로 갈게요 이거 한편 정리해야 는데 위험한데 여기 끼면 팔릴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건 배우고 최대한 그냥 마가타마 빨로 저거 회복으로 한번 버틸려고 하거일단몰라면 15층인데 양옆에는 이제 보물 캔 게 있어요 겠 그냥 아예 전격 스킬이 없잖아 근데 아니 스트레스인데? 타케마카 치치 괜히 없었다 그리고 바탕 힘든 왕 스킬이 어, 너무 없네 가 이제 저 양옆에 있긴 한데 뭐 저기는 필요 없고 뭐 가면 뭐 있어요 뭐 마석 정도? 위주로 가려 하는데 여기 막힌 길이었나? 아, 아니지 않나? 그도 빨리 레고을 해서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마법 기술이 너무 빠해 지국천도 레벨업 스킬 다 배워두면 shockwave 배울 수 있긴 하거든요 좋긴 한데 기본 상태에서 워낙 쓸 게 없어갖고 연결 못 쓰고 이렇게 써야겠다. 아, 만화만 쓰면 되는데. 기호충구단 변수 대군다. 효자에아 미치겠네. 일단 첫 번째 장치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밟으면 다시 이제 빠져나오면 리셋돼요 그러니까는 3하고 1 하면 4 되면서 마침 저 열리니까 뭐 깨는 방식은 뭐 이러네요 네, 지금 여기 있는 방식 아또 이렇게 나왔어 이거 배울 걸 그랬나? 아니 좀 마법 스킬 4개면은 감당 안 되길래 주력으로 한 건데 야 이건 뭘 써야 되냐? 이거? 회복 아 이거 안 시켜주네 아하 갈래가 있거든요 뭐 두 갈래가 있는데 아닌 것 같은데 아, 이게 좀스트수 있는 게 오벨리스크 다시 나와요 아, 이세븐 아이 게이 칼파를 무조건 오벨리스크 깨고 해야겠다 많이 꼬이네 라이더 때문에 싸우고 싫었고 그냥 바로 일났어 이게 알아보기가 학점이 예, 있어서 좋긴 한데 뭐 많긴 한데 문제가 저거예요 그 물리가 아직 어, 위험하네 이거 도롱이나 맞으면 바로 저거 쏘는 그 영면의 위협 어 안돼 네, 안돼 네. 쓰려고 막 하다 있었어. 네. 아 있으면 좋죠. 왜냐면은 그 저는 매혹 계열 스킬 쓰니까는 여길까? 여길까? 나쁘지는 않은데 일단 파밍하는데 좋으니까 나랑 솔직히 뭐 한명 치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얘는 직방 근데 힐도 링 있긴 있어야 되는데 압도적으로 솔직히 이길 거 아니면 보자 여긴 또 어디야 그럼 왼쪽으로 아까 오른쪽이 길이었으니까 이번엔 왼쪽이지 않을까요? 아 아니었네 아왜 이렇게 안 됐지 저기로 이제 열고 왔다야 되는데 열린 와라 아 그래도 낮은 거 스킵이 하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스도가 되게 많아요. 아, 이빙계가못 쓰네. 근데 얘는 이 화염도 줘버려갖고, 무작겠네? 치고 오죠 아 이게 만화가 없으니까 서럽네 차크라도 머슬 드링크? 아 머슬 드링크 만화 안 올라왔어 아 근데 두 번만 싸우면 오인데 이걸 썼네 아. 번이니까 아 차크라프트 너무 아까웠다 어, 여기가 아니라고? 그럼요 음, 더 가격이 좀 되니까는 팔면 저착가라들은몇 개 살 수 있는 건데 아 잠시만요 근데 여기가 아니라고? 아까 거기 아래로 내려가 오늘 어, 왜 이렇게 애매냐 이게 왼쪽 맞았네 아, 여기서 이거였네요 그냥 내려오는 길이니까 소용이 아 여기네 어, 어디야 몇 뺑뺑 이번에도 여기가 있거든요 오른쪽에 있긴 한데 오른쪽 마석일 거예요 저거 와카 안 했다는 신경 안 쓰면 되고 그래서 일단 봐보면은 4하고 8이잖아요 4하고 8인데 앞에 4칸이 있는데 그래서 방법이 어, 8은 쉽죠? 이렇 밟은 다음에 왼쪽으로 3번 갔다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옆에 4 가고 싶으면은 먼저 1 밟으신 다음에 그 다음 앞으로 전제해서 어... 아닌가? 이... 아 근데 저기는 아 저기 제가 나중에 불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두 번째 사실 뭐, 그냥 완전 skip하고. 전 죽은 거 좋은데? 왼쪽에서 두 번째 거 다시 직방으로 갈수있거 가면 되고 아, 좀 오래 걸리네 이거 거기서 끊어야겠다 세장 싸우기 전까지 아, 여기서 쭉 올라가시면 이거고 어 이제 그리고 저기는 또 이제 간이 터미널인데 저기 이제 피로 찾고 갈게 가고 여기는 왼쪽 거 가면 이제 바로 그냥 진행 경로인데 오른쪽 거 열을 가치가 있는 게 마카 구하러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저기가 4잖아요 근데 저 앞에 4가 있고 네, 이거는 별 수가 없는데 빈칸 가나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3 밟고 오른쪽 오른쪽에 막 걸어 5 대고 돌아갔다가 다시 밟으면 7이고 8에서 전진하면 4로 다시 바뀌고 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 마크가 어... 배우자고 이거 같은데 8천 막가? 아, 얘좀 짭짤해서 이거는 챙기고 다시 그 왼쪽 골목 열어서 가는 게 좋아요 8을 맞춰야 되는데 8은 좀 그나마 쉽죠? 그러니까 1 한개 3 한개면 4로 맞춰주고 2가 두개면은 그것도 4잖아요 그렇게 더하면은 8이니까 여기서 이거 빈칸을 갖다가 얘를 다시 이걸 밟아요 이렇게 하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타면 이제 요 앞에고 여기 77점이 좀 짜증난 게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옆에 이거 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른쪽 건 이제 보물이고 왼쪽 건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갖고 뭐보자면은 8이니까는 이거는 뭐 쉽죠 3, 1, 3이다 그렇게 하면 이제 또 저거니까 8이니까 이제 뭐 말리의 만원경 얻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도 아니고 그 저기에요 어디지? 90층? 97층이었나? 하여튼 거기서부터고 여, 여기 오른쪽 이제 상관없고 가시면은 여기 서 일단은 뭐 그냥 쭉 올라가시면 돼요 나한테 뭐 하는 것 같지만 좀 보여드릴까? 열풍파가 필요한데 어리광 달래기 술파티 아 너무 많아 들어올게 달래기 빼고 아 이거 열풍파가 필요한데 여러 분 떼는 거 필요해서 지금 뒤에 써서 완전 아픈데 어? 여기가 두 갈래였나? 왜? 아 여기는 막힌 길이었나? 지금 이거 잡고 법이 쭉쭉 되는데 아 이거 못 껴야 되실 거거든요 그 다음에 배우는 스킬이 있나? 아 없다 이거나 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시면 하고 싶은데 여기 오거든요 여기 아마 이제 그 치료의 셈이 있어요 치료의 셈이 있었고 좀 할머니 치고 마계 음률이 이거 마력 속성이라고 좀 쓸만해요 어쨌든 뭐 그러니까 침묵 스킬도 마력 속성이긴 한데 데미지까지 주면서 되는 스킬은 몇개 없으니까 마계 음률이랑 저기 아 뭐더라? Black Rider Soul Balance? 제가 알고 있는 게 없었다. 레벨하고는 다르게 사신 이런 종류도 분석을 할게요 그 일단 종족 나름 뭐 상해?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애매하고 이제 만원경 얻는 데랑 회복의 샘 있는 길목인데 아 어차피 뭐 세자매 앞에선 끊어야 될 것 같으니까는 만원경 얻는 거 음, 보여드려야겠죠? 내려가는 건가? 내려가는 건가? 아 내려간 거네 이거 그러니까 이 치료이든 옆에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많은 경우도 봤을 거예요 야 파저스 한 마리 더 엄청 저거야? 어, 세다 그 어. 여기 보시면은 이거 여는 거 있어요 근데 이게 오른쪽이 열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보자 아,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부터 가는 거 맞나? 약간 1 2, 1, 2, 1, 2 이런 식으로 가면은 원래는 9잖아요 근데 8이 넘어가면 아래로 하강되거든요 깎이니까 거기서 이제 3밟보면은 1, 2, 3번에 그러니까 1부터 어, 가야겠죠 2부터 들어가면 저렇게 안 되고 여기서인데 이쪽이었나? 아 이쪽 아닌 것 같은데 시간 아껴야 되니까 이거 이제 정격이니까 아, 정격은 뭐다 없어 뭐정격는데 뭐다 알겠구나 뭐.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위치에 있고 다음 게 트랩인가 보다 저 지금, 지금 바라본 거저 정문 저거 바닥이거든요 없는데? 아, 미안해 근데 달라온 게 어때? 어우씨 이건 안 되는데? 이거는 skip하고 여기는 이건 trap이거든요. skip하고 여기 가시면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아이템으로 쓰는 analyze 스킬 칸도 아낄 수 있고 이걸로 봐서 볼 수 있거든요 이거 좀 보여드리자면 어차피 저거 어차피 그 안 쓰실 거면 그냥 팔으셔도 돼 그냥. 팔으셔도 되고 뺄까? 그리고 일단 마무리 될것 같아 마지막 스킬이 뭔데? 데카자는 원래 기본적으로 배우잖아 아메기도아 그렇게 필요하진 않네 그래서 이, 렇게 하면 이거 그냥 상자에 팔아서 5만 마카거든요 뭐 마가타마 사는데 써도 되고 많이 그래서 이제 아까 그 99층으로 돌아가시고 이제 여기 내려왔던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면 되거든요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아 오벨리스 오래 걸린다 가고 59층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고 여기였지? 아까가 아까 5천 얼마였는데 다시 이만큼 쌓였냐 어, 연습 맞았다 어려운 빼고 얘안하는 어? 소라? 바뀌었네 저거 뜻인가? 근데 앙크는 무조건 라이트 기어일 거 아니야 맞나 보네요 뭐 업기, 뭐 수란 원도 아니고 말고 만원 없잖아 저 코앞에 있다 다 왔고요 이건 하면 된 거예요 무슨 보물인지 모르겠는데 그럼 가볼게요 그래서 여기 올라가시면 이제 여기가 되게 돼요 네, 해서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이거부터 이제 다음에 여기 이제 각 자매랑 한 명씩 싸우고 이제 문 여는 거까지 해서부터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